어 멘트를 아 뭐야 MC를 너무 잘하는 우리 두 형님 사이에서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삼색 고양이 DNA를 만든 제가 더 열심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많이 늦었죠? 네. 오늘은 잠깐 시간이 나면. 오늘 마지막 주 M 카운트다운은 세렌티티 가드! 슈퍼마켓 해운을 몰고 스페셜 MC 파괴 마케팅 왜 아, 랩몬 부활되신 것이 DNA, J호기 매력 넘치는 삼색 고양이 DNA 지율입니다. 이번에 각자의 DNA가 돋보이게 한번 다음 팀을 소개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 그럼 저는 삼색 고양이 DNA니까 새침한 고양이처럼 어 어 어 나빠 너 위키 위키 야 그냥 마음이 같은데요 자, 호미 씨는요? 저는 스마일 댄싱 머신 DNA와 함께 늘 웃으면서 춤을 춥니다. 땀다리땀다리땀다리다리다리 저는 왜 남다리 남다리 남다리 이게 생각나죠? 아! 아 지금 바로 야? 야라 열애 열애가 아 여자씨 열애 열애 아니고요 옐로 옐로 옐로 야 그렇죠 지금부터 방탄소년단의 컴백 무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채널 고정해야 되겠죠? 아, 함께 스페셜의 MC 파대왕 d n a 영문입니다 아, 네 스마일데이션 m DNA 아 호기업이 제이홉네 매력 넘치 삼색 고양이 DNA 지민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 엠카의 뜻밖의 행운이 넘치는 이유 바로 이분들의 DNA가 열일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네 그리고 기승전결 무대를 준비 중인 무슨 날까지 네 오늘 어, 네, 잠시만요 잠시 어, 승전결은 뭐지 는데 기는 뭔가요? 에이 다 알죠 민혁이? 이게 바로 방탄임 시단의 화려한 진행으로 엠카를 여는 거죠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한번 해볼래요? 네 기다려볼게요 자 다음에 네, 어, 어떻게 안 맞춘다고 제가 지금 피곤해 보아 야기한 대로 차널안 돌리고 잘 보고 있지요 이거 언제 멋이 나올지 모르는 깨져가라도 돌리면 안 되지? 어머 형님들 반패 준비한 기승전결 카드 중에 승무대 전개할 때 됐다 아닙니까? DNA 지휘입니다 여러분 근데 쥐는 뭔가요? 쥐가 뭔가요? 쥐! 쥐! 바로 방탄 MC 단의 화려한 진행으로 엠카를 여는 거죠 오 어, 그럴듯한데요. 그럼 글로벌하게 엠카 한번 활짝 열어볼까요? 네, 전 세계 K-pop 팬들과 함께하는 world number one K-pop 차쇼 Be together with all the K-pop fans all over the world 네, K-pop 차쇼 먼저 이번 주 톱10과 1위 후보부터 지금 확인해볼게요 안 돌리고 잘 보고 있죠? 이렇게 언제 멋이 나올지 모르게 다시 네. 아, 이것이 노래를 해봤습니다 네. 자, 이거 어디냐? 중요한 영원히 보 여기. 뭐야? 가까이 쳐, 가까이 가, 쳐, 가까이 가. 마음은 여기 있다. 자. 미안해. 최고로 보이주세요 선수입니다. 음악 하나입니다. 성우 선수입니다. 소셜미디어 선수입니다. 네, 방송 선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경 쓴 문자 투표를 정수를 사연 언제 영광이기는 감사드리고요. 아 뭐랄까 오늘 너무 많은 팬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아 이렇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그 기술을 한번 더소원 한번 말씀해주세요. 우리 막내 박빙이 박빙이 진짜 너무 원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영씨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아, 이렇게 점수도 저희가 만천점. 그렇죠. 만, 아. 만점이죠, 만점. 만점. 아. 만천점 아니에요? 만천점이 만천점 만점이에요? 만천점에서 만점.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아미 여러분 덕분에 뭐 이렇게, 어? 아, 그죠. 어, 이렇게 가득한 점수를, 그렇죠. 어? 퍼펙트한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 예. 활동에서 저희가 무대 위에서 상을 받은 게 처음이죠. 처음이죠. 네. 처음이죠. 아 정말 또 오랜만에 이렇게 무대 위에서 또 그때 저 지민이랑 안해때 울었는데 네. 오늘은 왜 안 울었는지 좀 모르겠네. 그러니까. 네. 오늘 <laughs>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 뭔가 우리가 처음 받은 것 같아서 막 울었지만 네. 이제는 이제 기쁜 아, 일이죠. 아미 그래 초심 잃었쥬. 아미 분들이 아니쥬. 아미 분들이 받은 거 아니겠어요? 자, 지민 형님이 했네요. 우리 아미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아미 여러분들. 꼭 받아요. 사랑해요. 이 활동 정말 너무 알찬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우리의 것. 이리 진짜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